Hey! 하나 워킹 좀 해줘 하나 일로 걸어봐 하나 걸어봐 <laughs> 이거가 아니야 루나야 <laughs> 루나야 그 비싼 거야 <laughs> 루나 이뻐라 루나짓? 루나 얘야? 예? 루나짓? 그 자세가 좋아? 저건 뭐야 자세? 애 기집애야 응? 나보다 비싼 옷 사줬더니 뭐 하는 거야? 루나 <laughs> 엄마 아빠는 못 먹고 못 입고 이거 네 이렇게 사줬더니